맞아. 왜요? 어머. 들러. 하이. 서로 들러 처음 봐요. 아 그래요? 간다 재밌게 놀다가 어디서 왔어요? 대구요. 아 대구. 네. 나 대구 되게 좋아하는. 자 재밌게 놀아요. 가비야. 안녕히 가세요. 뭐가 뭔지. 태어나서 연예인 처음 본대요. 태어나서 연예인 처음 본게 제아야. 행운이시네요. 어? 어? MCM이다. 네. <laughs> 진짜? 대박. 차트가 방앗간을 어. 못 지나가듯이. 대박. 야 뭐야 너? 2등이 그 신제품, 3등이 액세서리랑 홍대 나온 지 이제 아메리카노나 이제 아무도 한 명도 이제 1등이 되신 분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직 아무도 못 그랬어요. Oh my god.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 그러니까 1행이 아. 두 명이라 네네. 네. 두 개를 뽑을게요, 그럼. 두 개를 뽑을게요. 이거는 그냥 일단 할게요. 네. 그리고 <laughs> 미안해서 미안해요. 딱, 딱 이게 1등이 돼야 이게 또 채널에 재미가 생기는. 그니까. 안녕하세요. 아 진짜 어떡하지? 너무 떨리는데? Lucky box. 네, 네. 아 저 심장,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 네, 요거, 요거 네, 먼저 뜯어 이것도 성격서 또 본인이 뜯어야 됩니다 아, 안경줄 이거예요 그 3등에서 오 어, 예쁘다 오. 어. 예쁘다 예쁘다 네. 그러면 이것을 기대 기대 기대 뽑으신 거안 뽑으면 책임 책임 원투. 아그러면 선생님. 네. 선생님이 뽑은 무효라고 하나 더뽑면안 돼요? 이거는 그냥 1등 할게요. 1등 할게요. 1등 할게요. 1등 같은 3등 유지라고 그 결국에는 네, 여기 있으니까 저희 선글라스 한번 구경해보세요 친구를 찍고 너무 잘했고 그 친구 아 본인 얼굴 작잖아요 키 크고 나만 볼게요 일단 너무 예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웬일이야 아 그러게 제가 아까 이제 야, 처음에 뽑아, 뽑아줬을 때, 그 사실 옆에 있는 게 좀 뭔가 느 좋았거든요. 뭐야! 이상한 거 뽑아줬는데, 맞지? <laughs> 어? 어? 어? 이것은 너 어머 빠르네요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잠깐 잠깐 어 잠깐만 잠시만 어머 야니 꺼 네 거다 어머 니네네 어다사다 다 다해 아, 네. 어머 어, 어머 야 너 너무 잘 어울려 웬일이야 어머 아 진짜 사신남 아니 그냥 되게 진짜, 진짜 레아 참수로 아니 나 태양자 래어 너무 이쁘다 웬일이야 모르세요 너무 이거는 내가 진짜 약간 와. 근데 캐다리가 되게 잘 어울려. 아니, 야, 캐다, 어, 고양이 흉발사 매력발사 뿜뿜 예 아, 어떡하지? 둘다사 저는 똑같은 거 다른 색깔 여러 개 있어요 네, 왜냐면 선글라스가 되 네. 다양한데 그러면 저 이거 하나 사주실래요? 네 제가 한번 <laughs> 할인이 되는가? <laughs> 네 근데 남자 네, 오늘 1일 셀러스. 그죠? 우와.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예쁘고 잘생기고. 예쁘고 잘생기고. 하나, 둘, 셋. 오늘 1일 알바비로 <laughs> 탕진 오늘 너무 잘 어울려서 우리 고객님께 이 정도 서비스 너무 진심으로 잘 어울려서 이 정도 서비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빠도 사드려라 네. 이거는 제가 정가 사드려라 아 몰래카메라로? 네 그러면 오빠 네네 아유 너무 흥분해 카오스